저 이거 보고 갈게요 하는데 언니 어, 나도 안 사면 빵원이지만 괜찮게 샀다 만족한 소비였다 소비였어 어. 사과에 부추를 넣었다고? 어. 우리 나랑 같이 먹으러 갈 때? 진짜? 어. 나 기억이 안 나지? 길바닥에 누워서 잘 수 있을 것 같아 유튜브 제목으로 어그로 끄는 거지 신촌 한복방에서 자는 사람이 있다? <laughs> 조회수 천만 아 진짠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거지? ASMR 컨텐츠 아. 제가 주제 추천을 해드립니다 마라탕집에서 면직물? 근데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서 잘 못쓰고 있어 면직물은 뭐지? 너거 그 아메리카노야? 응. 연하게. 부서 할까? 한식, 중식 한식 아니야? 한식? 밥? 이름을 나는 사실 양식도 상관없어 아 이즈랑 그거 없냐? 그거 우리 그 베트남 음식 먹은 데가 어디지? 레스 어, 아니? MA? E? 어 MA e 신촌 좀 멀리 가나? 아 그래? 모르겠다 경통집 고깃집 아니야? 아 그러네 돼지김치 구이 그내 친구가 거기서 알바했었는데 아 진짜? 어. 지금은 시험 기간이라서 학교 열람실은 다 찾고 카페 가면또 돈을 써야 돼가지고 그냥 학교에 있는 라운지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1시 42분이니까 3시까지 놀 거예요.